섞어서? 음, 아니, 그것도 있는데 이게 섞어서 먹는 거지. 음. 어, 뭐, 이거 머시경이야 다 싫어야겠지 뭐. 다 아. 섞어볼까? 한국의 비빔밥처럼 먹은 어, 예. 네. 잠깐만. Dapat. Ito, dosa to.